자, 데이터 스트럭처 2강입니다. 자, 우리 2강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의 표현에 대해서 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수치 데이터의 정수 표현 그리고 수치, 데이, 수치 데이터의 자, 실수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강의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 자료를 표현하는 과정이고요. 자, 데이터는 수치 데이터와 비수치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수치 데이터에는 정수 그리고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2강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강 맨 마지막 부분에서 봤었던 내용이죠. 자, 바로 자료 구조의 분류입니다. 자료 구조는 단순 구조, 선형 구조, 비선형 구조, 파일 구조로 구분이 되는데 단순 구조는 자 우리 데이터에 저장되는 기본 자료형과 자 그리고 사용자 정의 자료형으로 구분된다. 자 그래서 단순 구조는 우리 컴퓨터는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수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진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컴퓨터는 정수를 어떻게 표현할까? 또한 실수는 어떻게 표현할까? 문자와 문자열은 어떻게 표현할까? 자, 우리 이 강에서는 단순 구조에 이진수와 정수, 실수를 표현할 수 있는 수치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선형 구조는 선형 구조는 3강, 아, 4강이 되겠네요. 자, 비선형 구조는 자, 그 이유가 될 테고요. 파일 구조는 자, 우리 강의에 자, 8강에서 9강까지 자, 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료의 표현 방법입니다. 컴퓨터는 이진수 컴퓨터다. 자, 여러분들은 기초 상식 중에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 무엇일까요? 1946년도에 애니 악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컴퓨터가 아니었죠. 단순히 전기를 넣었느냐 전기를 껐느냐에 따라서 데이터를 1과 0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자, 이진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디지털 컴퓨터는 문자나 숫자 등의 정보를 0과 1의 이진 체계로 부호한 디지털 데이터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컴퓨터는 문자, 정수, 실수 또는 그림 또는 소리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 영상까지 모든 정보를 안정성이 뛰어난 이진수 체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진수가 전기가 들어갔느냐 전기가 꺼졌느냐 온과 오프에 맞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1946년도에 개발된 애니악 컴퓨터가 그때는 당시 진공관이라고 하는 주요 회로 소자를 썼습니다. 전기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수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컴퓨터는 모든 게 데이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그러나 우리 실생활에서는 이 진수를 사용하지 않죠. 몇 진법을 사용하나요? 0에서부터 9까지 10진수를 사용합니다. 컴퓨터는 이진수를 사용합니다. 이진수는 0과 1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진수를 우리 사회에서 쓰고 있는 십진수로 표현하기 위한 각각의 진법과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 자 그것이 바로 컴퓨터를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할 것은 컴퓨터는 이진수 컴퓨터다. 그래서 전원이 들어감과 꺼짐으로 컴퓨터가 구동이 됐었고 0과 <clears throat> 1로 아, 모든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구나. 그것을 자 우리가 아, 이해하기 쉽게 8진수, 16진수 또는 10진수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0진수의 경우에는 0에서부터 9까지 데이터를 표현하고요. 2진수는 0과 1, 8진수는 0에서부터 7까지 포함합니다. 자, 16진수는 0에서부터 15까지 표현하게 되는데 자, 9 다음에 10이죠. 10부터 15까지는 자, 영어 알파벳으로 표현하죠. 1 0 A, 11이 B. 자, 16진법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여기 A에서부터 F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진수는 자, 0에서부터 15까지 표현이 되는데 자, A가 10이고 B가 11, C가 12, D가 13, E가 14, F가 15까지 해서 16진수 값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이진수, 우리 사회에서는 십진수 그것을 이해하기, 이해하기 쉽게 진법을 통해서 변환시키고 있다. 자 컴퓨터 내에서 표현 가능한 문자는 영문자와 숫자, 특수기호 또는 한글 등으로 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들 문자는 자 이진수로 코드가 돼서 기억장치의 비트 단위의 조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컴퓨터는 이진수로 처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모든 문자도 다 이진수로 이진수로 코드화 되어야 하고요. 그것들을 네, 비트 단위의 조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료 표현의 단위가 가장 최소의 단위가 바로 비트죠. 비트가 바로 0과 2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컴퓨터는 내부에서 데이터를 표현할 때 자, 비트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데 자, 이 비트가 어, 컴퓨터에서 정보를 표현하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비트는 자 0과 1로 구분을 한다. 왜 0과 1밖에 없어요? 이진수 컴퓨터니까 그렇죠. 이진수인가 0과 1로 구현을 한다. 그, 그것을 표현하는 단위가 비트이다. 바이트는 뭔가요? 자, 8개 비트가 모아져서 우리는 바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이트가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의 단위죠. 자, 비트는 0과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0과 1로 표현할 수 있는 자, 경의 수가 몇 개예요? 0, 00, 01, 10, 11 해서 총 4개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8개가 모여서 우리는 바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이트를 가지고 문자를 표현한다고요. 영문이나 숫자나 특수문자 자 이런 경우에는 1바이트 즉 8비트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한글이나 한자 경우에는 2바이트로 표현됩니다. 또한 기억장치에서 어, 주소를 부여하는 단위도 사용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 투지폰 사용했을 때 자, 지금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낼 때 문자의 제한수가 없어요. 투지폰을 사용했을 때는 자, 문자 발송할 때 140, 140바이트 자, 이하만 보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한글을 140바이트로 표현하려면 몇 글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글과 한자는 2바이트로 아, 표현한다라고 했죠. 따라서 140바이트만큼 문자를 보낼 수 없었던 투지폰 시절에서는 우리가 최대 보낼 수 있는 글자 수가 70글자였습니다. 2바이트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또한 시스템에서는 8비트를 기본 단위로 하기 때문에 한 개, 여러 개를 사용해서 모든 정보를 표현합니다. 그 정보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가 바이트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제가 캡처받은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오른쪽 빨간색 박스로 자, 12바이트라고 써 있죠. 자, 2015년 8월 31일 날 자, 텍스트점 텍스트라는 파일을 만드는데 그 파일이 현재 12바이트라고 하는 자, 저장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료 표현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보 최소의 단위가 뭐라고요? 0과 1로 표현하는 비트 자, 그 비트가 자, 4비트로 구성되면 우리는 니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니블은 현재 사용되지 않는 단위죠. 자, 비트가 8개가 모이면 뭐가 된다고요? 앞에서 소개했던 바이트가 됩니다. 자, 문자 표현의 최소 단위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워드가 있습니다. <coughs> 자, 워드는 CPU가 취급하는 명령 처리의 기본 단위입니다. 자, CPU는 워드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어, 명령 처리를 진행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시, 워드는 자,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하프 워드라고 하는 하프 워드가 있고요. 그리고 풀 워드, 그리고 더블 워드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자, 하프 워드는 자, 2바이트로 표시하고요. 어, 풀로드는 4바이트, 더블워드는 8바이트입니다. 자, 바이트가 8비트라고 했기 때문에 하프워드는 2바이트이기 때문에 총 16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풀워드는 4바이트, 4 곱하기 8비트 하게 되면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블워드는 8바이트, 그래서 총 64비트로 구성되어 있는 체계가 더블 워드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워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바로 이 풀 워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바이트짜리 32비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워드는 CPU가 취급하는 자, 명령 처리의 기본 단위이다. 자,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것들이 모여서 필드가 구성이 됩니다. 필드는 자, 우린 아이템 또는 항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필드는 의미 있는 정보를 표현하는데 가장 최소의 단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필드가 모여서 자, 레코드로 구성이 됩니다. 자, 레코드는 하나 이상의 필드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고요. 자, 레코드는 다시 자, 논리 레코드와 자, 논리 레코드와 물리 레코드로 구성이 됩니다. 자 논리 레코드는 자 일반적인 레코드를 논리 레코드라고 이야기하고요. 자료 처리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물리 레코드는 하나 이상의 논리 레코드가 모여서 이루어진 집합을 물리 레코드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블락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보조기억 장치의 입출력 단위가 바로 물리 레코드가 되는 거죠. 자 레코드가 보이면 우리가 파일에 저장할 수 있는 자, 파일 단위가 되는 겁니다. 즉 파일은 자 레코드들의 집합이 되겠죠. 레코드들의 모임으로 기억장치에 저장되는 정보 저장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자료 표현 단위에서 가장 큰 개념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관련성 있는 파일들의 집합으로 네, 자료 표현 단위에서 가장 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자료 구조부터 시작해서 파일까지 진행이 되면 그 파일들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의 큰 덩어리 데이터베이스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총 12강 중에 11강과 12강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간단하게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자료 구조의 표현 단위가 비트에서부터 데이터베이스까지 아, 이루어져 있구나. 자, 여러분들은 기초 상식으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가 있고요. 니블이 있고요. 그리고 8바이 8비트짜리 바이트가 있고요. 자, CPU를 취급하는 명령 처리의 기본 단위인 워드가 있고요. 워드가 모여서 어, 정보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 필드 어,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아이템이 모여서 레코드가 되고 레코드가 모여서 파일이 되는 거고요. 아, 데이터베이스에 최종적으로 어, 자료 표현을 하는구나. 어,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에는 수치 데이터와 비수치 데이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수치 데이터는 정수의 표현과 실수의 표현이 있는데 정수는 자, 십진 데이터를 표현하는 형식 중에 자, 존형, 존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팩형, 십진수 형식이 있습니다. 또한 고정 소수점 데이터 형식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부호와 절대값, 1의 보수, 2의 보수 그리고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자, IEEE 754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부동 소수점 데이터 형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치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정수를 표현하겠습니다. 자 십진 데이터 형식에는 자존 십진수 형식이 있습니다. 자존 십진수 형식에서는 자,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F는 자, 존 비트입니다. 존 비트 F, F, F, F 세 개가 있고 자 그리고 맨 뒤에 S자가 있습니다. 자이 S자는 바로 사인 비트입니다. 양수와 음수를 표현해주는 비트고요. 자 D자라고 D자라고 써 있는 부분은 바로 디짓 즉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자 십진수 데이터를 표현하는 존 방식은 자 지금 보시는 구조처럼 존 비트와 디짓 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맨 뒤에는 음수와 양수를 표현해주는 사인 비트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자 1359라는 값을 부호가 없습니다. 1359라는 값을 자, 존 십진수 형식으로 표현해라. 그러면 자, 이 F가 되어 있는 부분은 존 비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 비트는 자, 16진수 F 자, 1111로 표현하고요. 실제 디짓 비트였던 자, 데이터가 입력되는 비트에서는 자, 1359 그대로 데이터를 이진수로 바꿔서 표현한 어,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1359 그렇죠? 여기에다가 사인 비트에만 양수냐 음수냐 또는 부호가 없느냐 그 값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부호가 없는 경우에는 자, F1111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부호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인 비트가 어떻게 바뀌어요? 네, C 값으로 바뀝니다. 자 16진수에서 C는 얼마였습니까? A가 10, B가 11, C가 12잖아요. 그래서 11을 2진수로 바꾸시게 되면 1100이 되는 겁니다. 자, 존비트와 디지비트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은 동일하고요. 자, 사인 비트만 바뀌게 되겠네요. 부호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양수는 C로 표현하지만 부호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자, 부호를 D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D는 16진수 어떻게 어, 떤 값으로 표현해요? C가 11이면 자, A가 10, B가 11, C가 12, D는 13이 되, D는 13이죠. 그래서 1, 2, 4, 8, 8, 4, 1 코드에 의해서 계산하게 되면 1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존 십진수 형식으로 1, 3, 5라는 값을 표현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값을 얻는 거죠. F1, F3, F5, 마이너스 D9라는 결과값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백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백 형식은 자, 존 비트, 존 비트는 없게 되고요. 모든 게 다디지 비트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비트, 최하위 비트만 네, 사인 비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사인 비트에 들어가는 값은 앞에와 동일하죠. 양수는 C로 표현하고요. 음수는 D로 표현하고 부호가 없는 경우는 F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형식을 가지고 또다시 예제를 풀어보게 되면 1359라는 값을 100 형식으로 표현해라. 자 그러면 1359 순서대로 데이터를 집어넣고요. 자 앞에는 데이터가 없으면 0으로 채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비트는 사인 비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인 비트 플러스의 경우에는 자 C, 12라는 값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1459를 팩 형식으로 표현하시게 되면 1459 그리고 양수라는 C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35를 팩 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예, 디지비트에 입력하는 데이터 값은 동일합니다. 뭐만 달라요? 예, 사인 비트만 바뀌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는 D로 표현합니다. D는 10진수로 바꾸게 되면 13이 되는 거고요. 8421 코드로 계산하게 되면 1101이라는 결과값으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1359D구나 라는 값을 얻게 되죠. 자 그렇다면 고정소수점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고정소수점은 자 2바이트로 표현하는 방법과 4바이트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2바이트는 16비트가 될 거고요. 4바이트는 32비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맨 앞자리를 사인 비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인 비트 양수일 경우에는 제로로 표시하고요. 음수의 경우에는 1로 표현합니다. 자맨 앞맨 첫 번째 비트만 사인 비트로 표시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정수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고정 소수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식이 세 가지 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부와 절대값, 두 번째는 1의 보수, 세 번째는 2의 보수로 표현합니다. 부와 절대값은 부와 절대값은 부 비트와 그 크기를 나타내는 절대값으로 구성하는 방식인데요. 가장 왼쪽에 1비트를 부호 비트로 사용하고 양수는 0, 음수는 1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부와 절대값으로 결과값이 표현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보수 취하는 것을 우리는 일의 보수 표현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의 정수의 경우에는 부와 절대값과 표현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그러나 음의 정수의 경우에는 일의 보수로 변환시켜야 된다는 거죠. 양의 정수에는 부와 절대값과 같다. 그러나 음수의 경우에는 의, 1의 보수 표현 방법으로 0은 1로 1은 0으로 어, 변환시켜야 된다는 거. 자, 2의 보수 표현 방법은요. 1의 보수에다가 플러스 1 한 결과값이 2의 표수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2의 보수도 양의 정수는 부와 절대값 방식과 동일합니다. 음의 정수의 경우에만 1의 보수에다가 플러스 2를 더한다. 자 그럼 이러한 개념으로 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십진수 정수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0을 부호와 절대값 방식으로 표현함, 표현합니다. 자, 2바이트로 표현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2바이트는 총 16비트짜리입니다. 그렇죠? 자 플러스 10을 부호와 절대값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자8421 코드에 따라서 자 여기가 1, 2, 세 번째 자리가 4, 네 번째 자리가 8 그래서 1의 자리수만 더하면 8, 1을 더하면 10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10의 값을 이진수로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마이너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호와 절대값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하지가 않고 맨 앞자리 이 사인 비트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양의 정수에는 사인 비트가 0이고요. 음의 정수는 자, 맨 앞에 사인 비트가 1이 되고 자, 그리고 10이란 값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이 부호와 절대값을 1의 보수로 표현하게 되면 1의 보수로 표현하게 되면 자, 앞에서 일의 보수 표현 방법은 양수일 경우에는 부호와 절대값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양수는. 그러나 음수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 사인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값이 어떻게 된다? 0에서는 1로 바뀌고 1은 0으로 바뀌는 보수 표현 방법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의 보수 표현이었죠. 자, 똑같은 방식으로 2의 보수로 표현하게 되면 이의 보수로 바꾸게 되면 자, 이의 보수도 양의 정수에는 부호와 절대값 표현 방식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음수일, 음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음수일 경우에는 일단 사인 비트 음수이기 때문에 자, 1이란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2의 보수는 2의 컴플리멘테이션은 1의 보수에다가 플러스 1 한 값이 2의 보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1의 보수 값에다가 플러스 2를 한 겁니다. 그 결과값이 이 밑에 있는 값이 만들어지겠죠. 고정소수점의 표현 방식은 부호와 절대값, 1의 보수, 2의 보수, 양수는 모두 동일하나 음수의 경우에만 1의 보수를 취할 건지 이의 보수를 취할 건지에 따라서 결과값은 달라지게 된다. 자 그렇다면 부동소수점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부동소수점은 I 트리플 754라고 해서 음, 자 전기전자협회에서 전기전자기술자협회에서 개발한 컴퓨터의 부동소수점을 표현하는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을 우리는 IEEE 754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동소수점 방식에서는 4바이트로 표현하는 단정도 방식이 있고요. 8바이트로 표현하는 배정도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IEEE 754라고 하는 개념에 따라서 지수부에다가 지수부에다가 바이어스법을 더해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자, 4바이트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맨 앞에 사인 비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사인 비트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8비트의 지수부가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가수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4바이트 단정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I 트리플 트리플 E 754 전기전자 기술자 협회에서 개발한 부동 소수점 표현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표현한 방식에 따라서 4바이트는 127 바이어스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8바이트에서는 64 바이어스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바이어스법은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할 때 지수부에만 적용이 돼요. 자 그래서 4바이트에는 자 결과값 지수에다가 127을 더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고요. 8바이트 배정도 표현 방법에서는 지수에다가 64 바이어스를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36.125라고 하는 십진수 값이 있습니다. 값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부동 소수점 방식으로 표현하십시오. 자, 자 부동 소수점 방식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 36.125는 십진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컴퓨터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진수로 변환해야 되죠. 자, 그래서 36.125를 이진수로 바꾸시게 되면 자, 100.100.001이라고 하는 이진수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이진수 값을 자, 0.2라고 하는 체제로 무엇을 합니까? 네, 정규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0100.001을 정규화를 시키게 되면 0. 100100001. 자, 그리고 소수점이 앞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자, 2의 6승이라고 하는 정규화 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것을 이 값을 부동소수점 형식에 맞춰서 그대로 값을 대입시키는 겁니다. 자, 8바이트 부동소수점 방식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맨 앞에 사인 비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수부가 있고요. 가수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지, 맨 앞에 사인 비트는 현재 플러스 36.12오니 12오니까 양수잖아요. 자, 그래서 양수 0을 입력해 줍니다. 자, 지수부에 1000110이 들어갔습니다. 자, 현재 곱하기 2의 6승이에요. 지수가 얼마예요? 6입니다. 6. 그렇죠? 자, 6을 이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0, 1, 1, 0이 6이에요. 1, 2, 4, 8 계산하게 되면 4와 2를 더하면 6이잖아. 그래서 2의 6승, 6승을 2로, 이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0, 1, 1, 0인데 여기에다가 64 바이어스를 더하면 그 값이 어디에 저장된다고요? 자 여기 지수부에 저장이 된다고요. 자 1, 2, 4, 8, 16, 32, 64 자 여기가 64 자리가 되겠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는 2와 4를 더하면 6이 되죠. 자 6과 64를 더하면 얼마예요? 70이잖아. 70이란 결과값이 이 지수부에 대입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값. 자, 0. 0점 이하의 이 소수점 값. 자, 이 값들이 바로 가수부에 그대로 대입이 됩니다. 소수점 이하의 값이 대입되고 이그 나머지 자릿수는 모두 다 0으로 채우는 형식을 우리는 부동 소수점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소수점으로 표현하게 되면 정수보다는 고정 소수점보다는 더 많은 데이터 양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소수점 이하 자리까지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좀 약간 복잡한 면은 있습니다. 그것을 표준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IEEE 754라고 e 하는 표준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부동 소수점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강에서는 자, 수치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수, 고정 소수점, 그리고 부동 소수점. 컴퓨터는 이진수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데이터는 이진수로 처리를 한다. 그래서 1 0진수를 이진수로 변환시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양수 정수 또한 1 0진수의 값을 이진수로 변환시켜서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러한 내용을 2강에서 확인했습니다. 3강에서는 자, 문자를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